the money on sell your blood. 매일 같은 너야 그래 모두 체함인 그리고 우린 누구만 비야 너는 아직 아니야 왜냐면 내가 보기엔 아기야 아기 파리하는 너는 그냥 커피바라야 나를 만나면 밥벌이지 비바다 너는 텔레토피 나는 테레비 나는 병에 걸린 가사를 뺏지 버기 나는 좀비 그래서 심으로 마지막 프레스 프레티 좀비 우리 다른 의미로 죽을 고비 안 튕겨 나른한 슈퍼스타를 자라나 종교의 소문나 어 For real 반면은 어떤지 백날 연구해봐라 하라고 봐라 자손의 발효만 두고 따라와 하라는 작업은 안하고 방에서 바로만 하루 종일 아직도 방에 목자고 있 나막한다고 나자 매일 멍청하기 뿐 너의 노력은 전부 물고뿐 나는 묵묵히 내 것을 해볼 래퍼라는 꿈에 다가가는 중자 모듈 룩 노래 노래는 전부 비슷해 네 음악은 비스켓 본내 음악은 킹크랩 요나 이제 캔시 처럼 킥백 가면에서 피백 앞으로는 무시 미쳐버린 이 말은 비